떠남 첫 번째 여정 시작 수원에서 유명하다는 고영만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. 뭔지 아세요? 우리의 그것? 원래는 식당에 보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응? 물어봐야 되는 거 촬영해도 돼요? 나 그냥 아까 다짜고짜 들고 갔어 괜찮아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예. 구성은 조촐합니다 구성은 단무지, 국, 겐쟁 그 다음에 겐쟁, 그 다음에 사람 나 조촐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음식 나올 때꼭 찍을게요 일단 만두를 반으로 다 자르십시오 제가 잘라요. 수현 사람이 잘라주는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 네. 외지인이 잘라겠습니 나왔습니다. 아니 그 그게 그 아마추어예요. 이게 이게 아마추어라고. 아, 알려줄게 그냥 찍고 그냥 자르는 거예요. 답답 아 답답하시네. 아 답답하네. 이거 이거 봐. 고기. 아니 근데 너무 느려 손이 느려 손이 느려. 자, 아, 수원 네. 사람이 보여주세요. 네. 어, 어, 이거 뭐죠? 이거 뭐죠? 아 이거 하나씩 버려줘야 돼요 <laughs> 하나 버려주는 거 원래, 원래 대사 지내듯이 쫄면도 나왔고 네, 맛있게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. 채워보세요. 왜형잘 되는 집은 이유가 있어 보니까 맛이 항상 1년 편차냐 여기, 여기 똑같아 필승 필승법 어, 여기는 그, 그런 거 있잖아 간혹 가다가 critical 터지는 집이 있잖아 네. <laughs> 그런 데가 아니고 여기는 365일 맛이 똑같아 진짜 근데 어, 근데 그건 그건 있어 막 정말 미친 듯이 막 맛있고 이러진 않거든 가, 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치 완전 뭐 음식이 뭐 근데 여기는 진짜 항상 95점이야 딱그 아, 차이가 제일 큰것 같아 분식으로 응? 음? 아, 기름 안 오늘 오시면 무역만두 한 번은 먹어보세요. 맛있습니다. 맛있네요. 두 개씩 좀 많을 뻔했다 아,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음. 혼자 딱 이거 하나 이렇게 먹잖아? 배 터진다니까 이제 끊을게 음. 네 보영만두 방금 먹고 나왔습니다 후기 간단하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중에 땀 찰 정도로 지금 먹었거든요 제가 진짜 아까 말했듯이 집 <laughs> 앞이었으면 1일 2부용 합니다 저 1일 2부용? 이거 저희 뭐 광고는 아닌데 맛있어서 저희 뒷광고도 앞광고도 아닌 네. 저희 그냥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네. 그냥 그러니까 후기? 네 여기는 네, 북문 본점입니다 아무튼 드셔보실 분 한 번씩 드셔보시고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